Wow, Hanum. Guatemala. Tomagajima. Tomagajima. 2019년 8월 2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또 왔어. 계신게라오. 계신게라오. 저 가겠습니다. 저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 전에는 여기를 신경을 안 썼거든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집 이게 그때 여기 방송을 하고 향로집으로 옮기다가 발견한 집입니다 덜덜하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를 갈 거예요 계시 뭡니까? 뭐? 나 뭐예요? 와! 뭐 하는 아, 왔다 말아. 쿠쿠 백미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? 잠깐만 이거 원래 내가 이 채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? 맞나요? 여러분 맞습니까?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? 어? 뭐야? 뭔데? 온다 온다 여러분들 이 옆에 가면 안 될까요? 그냥 일단은 이 옆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옆에 유폐식으로 발견한 데인데 한번 갔다가 가겠습니다 不错。 지금 뭐 이따가 나갔나? 이따가 나간 기운인데? 분명히 봄이네 뭐야 이거 후, 이 유물 와 유물 보소 와 먼지 와 유물 겨질 리가 없지 LG 거 죽어 죽어 충전을 어떻게 해 충전할 때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들어온 것 같은데 잠깐만 와 그렇지 그렇지 이 꼬리 잘했어 너가 물건 만지니까 들어왔다. 뭐 들어왔다. 기운 희다. 어? 이코라 들어왔다. 계십니까? 들어왔습니다 저예저 예,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마 다시 한번 해보시지. 어? 뭔 소리야? 고양이 소리? 어? 뭔 소리야? 소리 어디 하지마 이 콜이 오해 없게 바로 비쳐 너너 너 바로 비춰라 해서 이렇게 또라이 새끼야 바로 비춰 아이고 비켜보겠네 아무것도 없어 보고 사람도 없어 보고 아무것도 없어 보네 몸매 무섭다 그래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지금 내 이렇게까지 깊숙이 나는데 이것이 나온다 하면은 또 레전드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나 미쳐버렸다 방금 뭐야 방금 삐삐 소리 들은 사람 분명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분명히 켰다고요 저 분명히 켰다고요 어, 어. 어디 계신가요? 여기 계신가요? 여기 계신가요? 아니 도대체 이거 뭘 나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야 지금 이거를 뭐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골 끼새끼 도망가지마 얼음 얼음 얼음 움직이지 마 얼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 와 존나 신기하다 씨. 사진 예 알겠습니다 예 사진 알겠습니다 사진 알겠어요 왜 검은 거야?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검은 거예요? 하나 있는데 검해요? 검은 거 하나 있는데요? 검은데요? 야 진짜 나 살다 살다 살다 나 진짜 나 살다 살다 나 진짜 이런 집 처음 와봤다 진짜 진짜 나 살다 살다가 나 이런 집 처음 와봤다 진짜 내가 별 기계 하고다 장난치는 거 봤어도 나는 진짜 별 기계 가지고 이번 흉가 여행 때 별 기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다 봤어도 나 진짜 저런 거 처음 봤다 나 진짜